지금 오전 3시 반인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예정일이 아직 이틀 남았는데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배변 마려운 느낌이 있으면 아기가 많이 내려온 거라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어요 이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어 아, 갔다가 오늘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운동이 오는 거 같아요 <laughs> 지금 20분 뒤에 이거 검사하고서는 아마 입원실로 옮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은데 매우 긴장되네요 미천만 저렇게 웃고 있지만 한또 2분 뒤에는 또 저렇게 지금 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12, 8, 7, 6 저기 올라가면은 저기 진통이 진통이 없을 땐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지만 또 진통 오는 걸 <laughs>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괜찮다 아니야 또 온다 또또또 온다 10, 12, 14, 16 온다 흘렀다 흘렀어 조용히 해 흘렀다 2cm가 열렸다고 하네요 보통 맞으니까 좀 살만해. 그래?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도 감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 같더라. 그래? 뭐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응. 느낌이 뭔가. 근데 무통 주사를 맞으면 응.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대. 내리치 아, 까 리치 보 이제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올 지 몰랐어. 아, 이게 보통 천국인가 봐. 그래? 사람들이 이게 산모들이 뭐 무통 천국이라고 하거든. 옛날에 어떻게 나왔대? 무통주사 이런 거 없었을 거아 그래서 애나타 많이 죽었지. 어머님 때도 있었나? 있었을 거 척추에서 뭔가 시원하게 들어가. 척추에 나눠? 그 무통 주사가 잘 맞, 맞는다는 게 무슨 금방 나타나는 효과도 금방 나타나는데 무통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다 아예 안 아프지는 않는데 근데 나처럼 아예 그냥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이렇게 있나봐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이 무통 천국이라고 얘기한대 오전에 오늘 오전 중에 리치가 나올 것 같아요 오전 오전 중에 센 고통을 느껴서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통주사 맞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살만해요 때도 속도 빠르, 빠르지? 자연 많이 빠르지 애기한테도 좋고 근데도 아파요 오 사라지니까 졸리기 시작했어. 배고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아, 입술이 말라. 이치야, 건강하게 만나자. 다리가 저려서 장서방이 지금 주물러주고 있어요. 심장 박동수고 이게 자궁 수축인데 자궁 수축이 아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엄청 아팠단 말이에요 자궁 수축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엄청 아팠는데 지금 무통주사를 받고 이 정도 올라가도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무통주사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래요 모르어요 처음에는 제대로를 해서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까 해서 보험식으로 들어볼까도 했는데 그냥 기재만 하고 있습니다. 리치가 몇 시에 나올까요? 힘을 잘 써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약 7시인데 50% 정도 진전이 됐다고 하네요 곧 있으면 양수가 터질 것 같고 한 5cm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똥이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네요 제 생각으로는 10시쯤이면 리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 3시간? 어. 한 3시간 동안 50% 진행됐으니까 3시간 이후면 되지 않을까 좀 자야 돼 처음에는 좀 빨랐는데 무통주사를 받고 좀 느리게 진행돼서 5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5, 6cm 지금 리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7, 8cm 벌어졌다고 하는데 한 8, 9cm 주먹이 다 들어가네요 아, 그런 말 왜? 아, 아빠 지 모통 주사를 한 번 더 맞을까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분만실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려오려는 느낌이 쭉 더더더 더더더 쭉리 내지 말고 그 힘으로 밑으로 내질러요 애기 머리 다 내려왔어요 이제 1cm 곱이 애기 머리 바깥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려고 불편해요 지금 자 잡고 밑으로 쭉 밀어요 자쭉 밀어 더더더 더그 느낌 그렇죠 아니 아니 소리 내면 힘 빠지자 하나 둘셋 힘으로 집중.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길게. 아기가 지금 엄마 산도 중에 가장 좋은 곳까지 내려왔어요. 여기만 통과하면 애기 만나는 거야. 1cm 고비. 여기가 제일 이렇게 다리만 아기 머리 고일랑마 빠져왔으니까 힘내 마지막 고비야. 여기가 제일 좋네요.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 31을 나눠 써놨고요. 오른쪽 발에 채울게요.